나왔다 보순아 발짝 내려야 돼? 3차 해당 제품 잘 먹고 잘 놀고 하죠? 네. 네. 좀 컸다고 그래요? 나 몸무게도 많이 늘고 상태가 많이 좋아졌거든요 잘만 먹으면 몸무게 계속 이렇게 늘면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막 침대에 올라오거든요 고양이가 네. 근데 침대가 좀 높아요 네. 떨어져도 뭐 상관없나요? 고양인데 괜찮아요? <laughs> 네. 다리가 짧아가지고 네 다리가 짧아서 그런데 좀 크면 좀 나름대로 할 거예요 <laughs> 다른 거 물어보는 거 없죠? 네 없어요 Thank you.